오빠 하기 싫다고. 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프로입니다. 네, 저희는 어, 힐브에서 운동하고 있고요. 힐브 근처에 사시는 분 저희 모임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테니스에서 그래도 저기 싱가포르 동호회 중에 제일 오래된 클럽 중에 하나. 예, 테니스 프로입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어, 캠프로 왔습니다. 성어 한 번씩만. 어, 아, 예중 황경진이라고 합니다. 전 육영석입니다. 전략이 어떻게 되세요? 그냥 잘하는 거. 그냥 <laughs> 잘하는 거. 찍어도 되나요? <laughs> Thank you. Look. 有。 Scheiße. Jo.